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? 제 채널이 오늘부로 개설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복귀한 기념이기도 하고 10주년이기도 해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열건데 이렇게 제가 등에 칼 꽂아주길 바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죽는 걸 봤으니 이제 님들이 죽는 걸볼 차례죠 그래서 복귀한 이래 지금까지 제가 플레이하면서 등짝을 찍은 분들 모두에게 1키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. 영상을 보시면서 자기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. うでも。 아씨 확실한 거 어떻게 안 들켰어? 아니지. Hasta luego.